오빠가 사과잼 쿠키인 잼피를 몰래 먹으려고 했대. 근데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지? 어? 잼피를 몰래 먹으려던 범인은 바로 이곳에 있 어, Did I just get Among Us by BT21? Now we're gonna solve the episode I Well, <laughs> that's the funniest thing. Um, never watched.